우리 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 음. 왜요? 아. h e What are you doing? 나 미숫가루 먹을 거야. 우리도 먹을래? 야, 청소 안 해? 야, 이거 먹는 거고 뭐 오래 걸려. 안 오래 걸려. 야, 너 화장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아니라! <laughs> 야! 음. 시끄러워. 왜 청래야? 응? 왜 청래? 왜 정리하냐고? 나 정리하고 뺀남 갈 거야. 왜 뺀남 갈 거야? 근데 이쁜 여자친구 있어. <laughs> 나, <laughs> 나. all the black or g 이거 내 대학교 때 샀던 거 대학교 때. 와. 진짜 to look so old. 음. 봐봐. 나 오. <laughs> 음. 이거 피자, 이거 피자가 그런 거 오. 우리 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 음. 그 어, <laughs> 드라마야. 맞아. 음. 진짜. 음. 네? 킵 좋아졌어. 너 고트래쉬. 이거다. 50-50. 50-50. 어? <laughs> I don't know the track or skip except yeah. 야, 이거는 이거는 트래쉬. 맞아. 이거가 트래쉬. Look, look. Keep and uh, trash. 이거 푹. 아. 근데 요즘엔 이거. 잠깐만요. 어디 이거 이쁜데 이거 이쁘다고? 역시 이거 블랙 This book I'm using look like a mother. 그 every time I walk in, like this. 빨리 보내. 네. 진짜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많이 됐네. 이거 어디 할까? 수가 없네 이거 뭐. 어 귀여워 아 이거 진짜 이거 I just buy but just one time you 아 이거 진짜 할아버지 스타일 아니야? 할아버지 스타일이야? 어 진짜 Oh the color that looks so bad 진짜 아저 못해 야거진한 번도 한 번도 야, 이거 뭐시카 브랜드야. 에스케 브랜야 이거는 잘 아니고. 맞아, 맞아. So old. So old. Like a 10 year, right? 10 years ago. No! 라이터 있는 게 있어. 이거 많이 펴가 아 이거 이거 킵해 근데 이거 진짜 태국 트러블 왜? 여기 아 왜 그래? 라면 나니? 너니? <laughs> 아 바보 진짜 나 이거 또 좋아 안 좋아 뭐라고? 냄새 별로 안 좋아. 멋이고. 너 당연히 머리 해야지. 뭔데 뭔데 이거. 이거 에세컨 이것도 머리 해. 이거 내가 태블릿이. Your favorite, 야? 진짜? <laughs> 아, get <laughs> off. 그게 제일 예쁜데. <laughs> 좀 컴퍼라고요. Put the color 진짜. I think if the I lost, I wear this one that I never lost. 이건 몇 센트? 아, 이거 진짜 so comfortable. 끝났어? 응. 뭐 그 <laughs> 응. 이만큼 보인대. 이만큼 보인. 야, 나뭐 있냐? 이유. 나 겨울 되면 이제 바꿔야 돼. Keep n g 여 예. 이만큼 냄새 별로 안 좋아 그럼 오늘 총매 비려 끝 네. 아. 네. 너 에디팅 다할수 있어? 응.